분해주사는 뭉친 부위를 좀 풀어주거나 일부 튀어나온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흔히 뭐 하는 얘기지만 체중 감량, 운동, 부분적인 마사지 등이 도움이 될 거고요 아무리 좋고 완전한 시술도 너무 많은 양이라 자주 맞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전체적인 라인 개선이나 대용량으로 원할 경우 그리고 확실한 방법으로 체형 개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원하는 편이고요 부분적인 변화 그리고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랄지 이런 수술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 분해 주사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